해야지 Fighting 아플 사이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네가 낫다는 해가 춘천인데 아침밥은 계속 10분 더 자야 돼 oh, Take a coffee though 기도 속에 큰 것들은 다 왜 잘라 보여 나나나 마왜 또또 또 또왜 아등바등 또왜 이리저리 쳐왜 펑겁은 좀비 빈교한 모두 다 텐션을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동해 아둥바둥 동해 이리저리 저해 다 이어폰 꺼본 좀비 비교해 모두 다 텐션을 펌핑 어여 힘을 좀 내어보자 오케이 모닝 카페인은 디카페인 일찍 일어나는 기분 뭐같지 철없이 부재중 전화 제끼고 James with my laziness 구분 등 발다리 전부 다 팬이 Oh I feel like I'm 17 이런 돈 보태만 되는 불행과 같이 살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깝지 man Y'all gon' n a deserve it Unfortunate is unnecessary 알다시피 인생은 원래 그지 같아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 구겨진 인생을 연주하는 우린 비운의 베이르베인 차분히 다 막장을 연주해 We got 갔다 내려가는 주식같이 알다가도 모르는 겠 인생 못갔지 뭐 항참 보시고 물한 모금 마시기 자 여기서 비타민 A, B, C 반복되는 하